사는것 같아 사람들이 네 소식을 전해 많은 날이 지났지만 헤어진 그날 어제 같아 살면 가끔 너의 사진을 볼게 많은 날이 지났지만 여전히 너는 아름다워